어! 어! 어! 아, 여기 진짜 아니 대발이 같아. 2 0 1 9년 8월 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얘가 문인데 잠겨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하고 총 한 군데 두 군데 시군데 시군데 여기 시군데 자 잣소리 사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특별는 사유는 없고 오늘 총 4곳을 제보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못 가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입구, 입구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은 패스하고 총 3곳을 갈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를 들렸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두 번째를 갔다가 세 번째를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여기도 뭐 길이 있네 뭐지? 哇！ 누, 뭔 소리야?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 누구세요 거기? 누구? 어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누구 계세요? 누구십니까? 거기 계시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?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이콜이 시청자분들 오해한다 오, 해하니까 딴 데 돌리지 마딴 데 돌리지 마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누구 있습니까? 딴 데 돌리지 마 도망갈 데 없어 딴 데 돌리지 마 나한테 돌리지 마. 나한테 돌리지 마. 바로 돌려. 바로 돌려.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코리. 나한테 돌리지 마. 거기 있었어. 거기 뭐 기여가 있는 건 같습니다. 하지만 기운이 어, 아, 1에서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52.3 정도 되는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잡기는 아닙니다. 그렇다고 대단한 악기도 아니고 한 52.3 정도 되는 일단은 좀 이따 봐서 상황 봐서 오든가 하고 두 번째 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,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누가 있단 소린가? 누가 있단 소린가? 아, 다 쫄깃하구만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누가 있는 것 같은데? 같은데 뭐지? 어! 어! 뭐야? 뭐야? 누구야? 안 나와! 어! 나, 아! 어! 어! 어? 뭐야? 아, 그 귀신 아니, 아니잖아. 누구야? 뭐야? 거기 누구세요? 거기 누구신데요? 진짜 니 대발이 같아 집집마다 씨발 지방령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네 집집마다 그 집을 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지방령들이 원한이 가득한 지방령들은 하나씩 다 있는 거네 와 아주 맹당이구만 맹당이 아주 건들다가 씨발 괜히 여러분들 괜히 만졌다가 다 성질 날 것 같아 지금 괜히 만졌다가 성질 날 것 같은 게 이러다가 괜히 괜히 성질 날게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